눈빛이 곱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흥부 심술쟁이에 못된 것만 하는 놀부 놀부네 집에서 쫓겨나 초가집에서 살게 된 가난한 흥부 귀여운 제비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었네 어느 날 꾸러기 한 마리가 제비 가족들을 잡아먹어 흥부가 도와줘요 은혜를 걷기 위해 전해준다 항시를 심어 시범 커다란 박이 되었네 쓱싹쓱싹 독질하세 쓱싹쓱싹 독질하세 쓱싹쓱싹 독질하세 쓱싹쓱싹 독질하세 밥과 맛있는 짊어지멍 커다란 박이 되었네 쓱싹쓱싹 독질하게 어느 날 꾸러미 한 마리가 세미 가족들을 잡아먹어 누가 도와줘요 은혜를 걷기 위해 제비가 박씨를 하나 준다 박씨를 하나 준다 박씨를 심어 심어 커다란 박이 되었네 쓱싹쓱싹 독질하세 쓱싹쓱싹 독질하세 쓱싹쓱싹 독질하세 씹어 커다란 막이 되었네 쓱싹 쓱싹 독질하세 쓱싹 쓱싹 통들하세 쓱싹 쓱싹 독질하세 쓱싹 쓱싹 통들하세 무서운 도깨비들이 나타났다 홍구형이나타네이 소식을 들은 착한 흥부는 놀부를 데리고 와서 오순도순 착하게 잘 살았어요